지금부터 2020 서울 저작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가속화는 저작권 산업 성장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5년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는 어떻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I wish to congratulate the Ministry for Culture, Sport and Tourism and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for hosting this year's forum. The KCC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promoting the creative industries and advancing copyright, not just in Korea but elsewhere in the world. And it's a pleasure to join this meeting which has been a forum for discussing copyright issues for over a decade.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게임 산업의 저작권 과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